Ha ha ha! Yeah. <laughs> 준이야 준이 여기가 좋아서 왔어? 아이고 준이야 아빠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? 어, 그럼 일로 와 아빠 침대로 와 순이야 일로 와 아빠한테 올라와 어 순이야